수비가 바짝 붙었어 들어가는 거고 이를 돌렸는데 수비가 이쪽으로 쭉 막았어 크로스오버 하는 거고 근데 수비가 쭉 떨어져 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동작에서 여러 가지 공격범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내가 똑같이 띄우는 것까지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이 어,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맛이 가는 거지 아무튼 홍보, 홍보 좀 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팀에다가 뭐지? 결제 내가 약속해 결제 내가 지금 올것 같은데 지우랑 triple threat. 그러니까 볼을 잡았을 때 공격법 수비가 붙을 때 있잖아 볼을 딱 잡았는데 이렇게 바짝 붙잖아 그렇지? 그럴 때 일단 왼발 축발일 경우 왼발 어 연습 먼저 할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미다웃 해봐 붙잖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붙잖아 응. 어. 여기서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응. 키가 크고 팔이기니까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더 안전, 안전해 그렇지? 내가 이렇게 나가면 돌면 되니까 그렇지? 내 붙어있잖아 나를 밀어내면서 오른발하고 같이 오른쪽으로 임팩트 있게 한번 때리는 거야 어 그렇지 이게 먼저야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내가 이쪽을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때려줘야 돼 원투 아, 원투 그렇지 왔다가 이로 나가는 거야 아니야 공을 먼저 잡으면 안돼 어? 공을 먼저 잡으면 안 되고 발이 나갈 때 이렇게 있잖아 있잖아 타고봐야 되잖아 얘 커버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발이 닿을 때 캐치를 하면 돼 캐치하고 뒤에 있는 무릎으로 배 힘주고 그렇지 갔다 오면 돼 one, two. 그렇지 nice, nice. one, two. 그렇지 임팩트 주자마자 근데 한 박자가 되면 안 돼 이건 안 되고 무조건 두 박자 나가는 거야 good, good, good, good. two 드리블에 멈춰서 step back까지. 밀어서 good one two 이렇게 해놨으면은 여기 한 발 이쪽으로 나가는 딛는 발 한 번 딛고 이렇게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걸 하려면 nice 자세를 좀만 낮춰서 멈춰봐 더 과장되게 벌어져도 돼 힘들잖아 어. 발이 뒤로 와도 돼자 왼발을 뒤로 가볼게 이렇게도 멈추잖아 상관없어 발은 어차피 그 공을 미리 잡으면 위력이 반감돼 네 여기서 진짜 수비 깜짝 놀라게 네네 네. 네. 이게거 연습이 필요해 이거 한두 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둘원투 그렇지 오른발 축발이지 여기서 안쪽 넣는 거랑 이쪽 빼는 거 있잖아 빼면서 잽을 때리는 거야 거기서 크로스오버야 근데 왼발이 옆으로 가면 안돼 공격적으로 때려 어 때려서 바로 안 들어가고 왼발이 앞에 나와 있잖아 때리면서 몸을 띄우면서 발을 바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이, 이 동작이 치고 들어 그렇지 일로 들어가냐 저로 들어가냐 이제 안 들어가냐 뭐 판단인데 바로 수비 상황 보지도 않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띄우는 거는 였 먼저 할 건데 자이 동작이 드랍이라는 동작이야 치고 들어가는 공격적인 자세야 이 동작을 만들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띄우고 떨어질 때 항상 이 동작 이게 다 되는 거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슛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잽도 때리고 좀 떨어뜨려 놓고 반대로 반대로 잽을 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body contact으로 때리는 거야 바로 가 그러니까 뛰어서 여기까지만 해볼게 그 다음에 two 드리블에 <laughs> speed stop step back. 그럼 이렇게 되겠지 봐봐 아, 어지 오다가 이런 식으로 <laughs> one, two, 오케이. good, good good, good, good. Drop을 만들어 놓고, 만들어, drop을 만들어서 상대방 을 몰아놓고 가는 게 더, 더 제낄 수 있어. 지금은 그냥 떨어지고, 그 지금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. 이거보다는 약간 두 박자로 이쪽 몰아놓고, 어, 두 박자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동작에서 여러 가지 공격법이 나오는 거야. 똑같이 내가 네, 똑같이 띄우는 것까지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이 어,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맛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비가 뒤에서 미드아웃 했을 때 뒤에서 따라올 때 있지 뒤에서 따라올 때 뒤에서 따라올 때 오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가슴에다 캐치했잖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그렇지 거기서부터 때리는 거야 이게 됐네 그렇지 여기서 잡았으면 다시 가져와서 이게 돼야 돼 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 Nice. 그리고 띄울게 띄어서 상황을 볼게 어. One, two. 그렇지 크로스오버도 되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일로 갈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슛 One, two, 발 바꾸고 one, two. 그렇지 그렇지 리듬 뺏는 거지 왜냐면 드랍이랑 동작이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모는 거니까 몰아놓고 쏘는 거야 안 들어가고 그리고 몰아놓고 들어가고 고 어. 원투 원투 나이스 수비가 바짝 붙었어 들어가는 거고 일로 돌았는데 두기가 이쪽으로 쭉 막았어 크로스오버 하는 거고 근데 수가 쭉 떨어져 쏘는 거고 근데 세 가지 동작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튀는 것도 반대로 좀 멀리 튀어봐 One, two. 그렇지 오 nice, nice. Nice. Good, good, good. 퉁뛸 때 상황 보고 들어가다가 멈추고 퉁 step back하고 이렇게 퉁 퉁 이 리듬. 외국 애들. 어, 어, 지금 지금 너무 좋았어 지금.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? 오늘 운동하러 온 게 아니니까 어, 오늘 여기까지만. 하고. 이게 개념만 좀 알려주고 싶었어. 시즌 끝나면 팀 팀에 얘기해서 결제해. 아 그래도 되겠네. 팀에 얘기해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해. 바로. 또 드라이브잖아 뛰었는데 또 떨어져 뒷발 붙어 파 파다가 아까 했던 뭐 motion stop이라든지 뭐 step back이라든지 아니면 뭐 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요소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막혔을 때 연습하는 기술 요소들이 있는 거고 캐치해서서 있을 때 하는 기술들이 요소 있는 거고 이어가는 기술들이 요소 이거 그러니까 다 이거 배워놔야 된다는 거지 아니야 우리는 그 기본기 동작이 우리는 가장 기본은 pocket drop lift야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부가적인 그, 그, pocket은 pocket 드립을 하나 중요하고 drop은 아까 들어가는 동작이고 lift는 띄우는 동작이고 세 가지 세 가지에서 부가적으로 다 입히는 거야 드립을 막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근데 뒤에 되게 오해하고 있다니까 드립을 되게 많이 막 이런 거 어, 이런 거 하는 줄 알아 다 이게 요소의 조합이거든 그냥 화려한 드리블도 의미 없이 하는 애들 많지 그냥 못 제끼는데 계속 드리블을 치고 있어 그렇지 그게 제끼는 드리블이 되려면 이런 요소들이 합친 드리블인 거야 아무튼 홍보,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팀에다가 결제 결제 약속해 결제 내가 같이 올것 같은데